네, 안녕하세요. 네, 들어오세요. 어, 네, 저쪽에 앉으세요. 有没有可以给我抓住的东西？ 잡아드려. <laughs> 오케이, finish. 哦， 我我这个做完了以后，我可以晚上洗脸吗？会有影响吗？ 두세 시간 정도 있다가 하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네. 고생하셨습니다.